여기 허거스에서 먹었거든요. 햄버거 먹었는데 허거스 버거. 음... 그 버거 소간이 패티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. 오독오독 시킨, 씹히는 맛이 있어서 좋았긴 했는데 약간 기름진 맛이 조금 강했어요. 아 치즈가 들어서 그런가? 음, 그냥 비건 버거라고 해서 먹어볼 만은 한데 모르겠어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맛있으셨는지 제 의견은 약간 늦겠다는 거? 아, 가고 있습니다. 아, 텐트가 생각보다 안에 구석에 위치해있어서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. 몇 번이고 지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다 왔다. 릴링이 누웠어. 릴링이 누웠어. 식당 역시나 유명한 곳은 확실히 다르죠 제가 온 시간이 한 6시 정도에 왔는데 사람이 정말 꽉 차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앉았어요 아, 안에 밥도 있었고 콩도 있었고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는 거를 제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집에서 내가 해먹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세히 보는데 확실히 콩은 한국 콩도 아니었고 <laughs> 밥은 있고 또 아삭아삭거리는 게 안에 약간 나초도 뿌려져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씹는 게 되게 씹기도 좋았고 또 약간 매콤한 맛도 있었고 안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안에 그 잘 모르겠는데 안에 약간 매콤한 맛도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전체적으로 진짜 확실히 확실히 정말 맛있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물론 다 여기 플랜트 이태원 비건이시라면 다 아실 텐데 안에 외국인도 엄청 많고 들리는 거는 다 영어뿐이네요. 진짜 외국에 온 느낌? 음 진짜 맛있었어요. 그리고 저요거 샀어요. 이게 크럼블 블루베리? 음 집에서 먹으려고 뭐 집에서 먹든 안 먹든 일단 빈손으로 가는 게 조금 그런 거? 왜 그럴까 진짜 <laughs> 이제 집에 가려고요 너무 춥다 아, 여러분 방에 왔는데요. 집에 왔어요. 밖에 진짜 춥네요. 근데 제가 아까 크런치 블루베리 사왔잖아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. 제 방 진짜 <laughs> 어지러운데 이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예, 예요. 블루베리가 가득 들어있어요.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볼게요. 어떤 마스카? 포커스, 포커스. 하나도 달지 않고요. 다 흘리고 먹고 있습니다. 저는 이건 마저 다 먹을 거고요. 제가 아까 거기 식당 갔다 왔잖아요. 근데 옆에 어떤 남자랑 여자분이 계셨어요. 근데 하시는 말이 남자분이 채식을 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를 좀 바로 체감할 수 있어서 진짜 좀 한편으로 기뻤고 또 그런 채식할 수 있는 채식하면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한국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희 한국인들끼리만이라도 음,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뭐 그런 같은 모임들을 이렇게 주최를 하잖아요. 근데 한국 사람들도 뭐 제가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주체가 돼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질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자주.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<laughs> 제가 비건 플라잉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또 확인해 보시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매일매일 건강하세요. 그럼 안녕.